여러분 저 진짜 어이없는 일 있었거든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음, 제얘좀 들어봐 주세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2년 동안이나 만났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지 말이에요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요새 밥도 못 먹었어 머리 훌쭉해 이러다가 화병 났어

걱정이다 네가 어떻게 당연한 듯 나에게 다른 생겼다는 소리를 그리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한 얼굴로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요새 밥도 못 먹어서 배가 홀쭉해 이러다가 화병 나서 죽겠어요 Oh my god 어쩐지 차가 막히더라 무서워서 걸 완전 차였어 수많은 마크만은 좋은 남자들 중에 너란 남자 똥차였어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이 답답한 도로에서 어떻게 벗어나갈지 걱정이 돼